자연스럽게 그대로 약간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여기서 여기까지는 조금 덜어주고 여기서 는 여기까지는 집중적으로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줍니다 약간 넣지 이렇게 해주면서 얘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줍니다 위치는 좀 당겨주고 밑에 치는 이어주고 그래서 딱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놓으면은 노크라지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딱 반드시 됩니다 선배 사이죠 여기까지는 최대늘 여기까지 네 늘고 네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네, 이거는 자연스럽게 조금만 늘리면 되겠죠 반대편에 지금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마크라지 이만큼 몰랐죠 이만큼 빈미심을 박아줍니다 자스럽게 음. 박아줬죠 여기까지 약간만 넣어주고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양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연스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여기 여기까지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죠 가면 갈수록 손의 한쪽으로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줍니다 그것도 있죠 최대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잡으면 펴지게 됩 잡아주게 되 펴지게 이렇게 붙이면 안 되겠죠. 이상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소면에다 예, 이셀 너무 많이 넣어주면은, 이 부분에다, 이 부분에다가 너무 많이 넣어주면은, 소면을 달았을 때 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잡히는 곳은 한 것도 없죠 이렇게 그으면은 바가지처럼 선생님 손에 사인데 바가지처럼 이렇게 나오죠 손에 이렇게 달면 됩니다 근데 다른 외기가 파칸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눈을 마찬가지 그대로 박가지야 됩니다 표시를 달아야 되니까 표시를 해주고 이쪽도 표시를 하고 표시를 하고 어, 선에서 이렇게 가보니까 이렇게 선에 산을 일단 선의 산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뜯은 그대로 한번 맞춰봅니다 맞으면은 그대로 달고 손매산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맞으면 딱 안 놓이면은 손에 재단할 때에 딱 맞춰서 재단했으니까 맞기는 잘 맞을 겁니다 8분의 5 정도 앞으로 손에 갔던 거니까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지금 여기가 뜯을 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손에 기장을 줄이면서 이 암호를 같이 이몸판 암호에 똑같이 굴렸습니다 골밀대기 그 같이 굴렸으니까 같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가 같이 여유가 많다든가 그래서 굴림이 안 맞아 떨어지면은 옷이 지금 안 맞죠 제대로 안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놓으니까 지금 맞는 겁니다. 응? 얼마쯤 되었나요 8분의 5, 4분의 3 정도. 4분의 3 정도.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곡선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이지가 지금 파카링이 많은데 이건 한 번에 다 넣으면 안됩니 이쪽에다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조금 섬의 산 쪽에다가 가 넣어요. 여는 자연스럽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역지로 많이 밀어넣으면 아직 안 맞아요. 섬의 산이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소매가 몸판을 많이 줄였더니 소매가 조금 큽니다 그럴때는 여기다가 조금 접어 넣어도 됩니다 접어 넣어도 여기 때는 반인치 정도 다 해서 8분의 3 정도 접었거든요 접었는데 이게 남는다고 여기다가 막 집어넣으면 찌글찌글합니다 억지로 집어넣지 말고 최대한 밑에서 접는 한이 더라도 조금 이렇게 됩니다 소매산을 소매산을 조금 뒤로 뒤쪽으로 사업 지금 옮기겠습니다 잡음이 자꾸 들려서 문 좀 닫고 손해산을 T4분의 1만 뒤쪽으로 넘겼습니다. 앞에 하나 많아서 손해가 어떻게 다리를 모르습니다 보겠습니다. 들어서 보면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섬해상 뽕쪽이 이렇게 섬해상 쪽이 이거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대로 1cm로 그대로 갑니다. 밀리지 않게끔 표시해놨잖아요. 여기는 이 곡선이 배달랑이 쪽에는 되게 넉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꺼내주고 네. 이렇게 행만한 바람 그대로 네. 생긴 그대로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뺐죠 키크면 안 된다. 이거 사업이 넘어갔잖아요. 조회사는. 근데 잘 안 갈렸습니다. 손으로. 전혀 온데가 없잖아요. 다리만 이렇게 또 하고싶네요. 기가 막히게 올렸어요. 그 다음에 반대편의 지도 조금 전에 하부등이 넘어갔잖아요. 뒷판으로. 그리고 뒷판으로 4분이 넘긴다 생각하고, 여기 8분의 5 정도 됐잖아요. 여기는 반인치인데, 8분의 5쯤. 이 정도 넘어갔으면 됐었죠. 여기 넘어가는 양이. 여기를 그냥, 8분의 5쯤 넘어갔죠. 반대편도 한 분의 5층 넘어요. 바닥판을 꽂아놓고 이게 늘리면 소매는 늘리면 절대 안됩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대로 돌아가야지 조금만 울면은 역시 Thank you. 손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나치가 들어가 있죠. 소매상에 표시되어 있죠. 1cm만 뒤쪽으로. 이렇게 따봤을 때 이놈은 여주고 밑에 빼주고 이렇게 여주고 밑에 위에 좀 당겨주고 초보자들은 좀 하기 힘들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3mm 정도만 넣고 잘라내면 되겠죠. 도리실 해야 되니까. 제일 먼 쪽에서 빼면 됩니다 제일 먼곳 항상 소매를 달면 소매가 꼬였나 안 꼬였나 이렇게 넣어봐야 됩니다 항상 한다고 해도 깜빡해서 잘 해놨는데 소매가 꼬여갖고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고로시를 해야 되겠죠 고로시하고 손을 받고 손으로 만져줘야 됩니다 만져줘야 부드럽게 잘 됩니다 안 만져지면 곡선이 안 나와요 진양 줄였어요. 소매장도 음, 음, 2.5cm 정도 줄였고요. 소매장을 그래서 소매장을 2로 줄였습니다. 2로 이쪽으로 쳐내가지고 기장도 하도 많이 줄여서 비품으도 그 나눠서 줄였습니다. 3 개를 하도 많이 줄여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건 소매도 잘 달렸고요 소매가 항상 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든가 이렇게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다든가 여기가 파카링이샤링이 몰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경우로 굉장히 그걸 좀 조심하면은 소매는 파카링은 이쪽에서 제일 많이 주고 여기는 조금만 주고 여기는 거의 안 줍니다 이쪽은 그래서 팥카루밀 전체적인 것을 도로 나누어서 잘 주면은 소매가 잘 떨어지는데요. 그렇지 않은면소매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몇십 번을 수백 번을 달아봐도 항상 이 소매 달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완성됐고요 이제 바지 주름이 두 개짜리인데 옛날 거랑 두 개짜리인데 그걸 하나로 주름을 줄여가지고 잡아볼게